Thank you. There is something more just waiting for 맛있게 아 몰라 일단 먹자 이거 어떻게 먹어? 손으로 먹으라고? 볶죠? 귀찮노 아 먹자 간 약할 수도 있으니까 머스터드 찍어 먹어 난 다리를 어우 뜨거 하나도 아, 안 싱거운데? 아 그래?